사람들은 거대한 싸움이나 경험을 모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. 하지만 뜻밖의 감동과 마주했을 때 모험은 거기서도 시작되는 거야. 그렇게 모험가가 되어간다. PCMMORPG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 로스트아크 사전 예약 중